긴 걸로 포트리 한 만들 거 이게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자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기요 좀 방해하시면 안 되고요 <laughs> 예아 지금 방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네. 자 오늘은 좋은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꼬마 장수 말벌집이에요 우리가 이런 음. 말벌 종류에는 뭐 장수말벌, 뭐 꼬마 장수말벌, 뭐 등검은 쌍살벌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,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종류가 장수말벌이고 그 다음으로 큰 벌이 이 꼬마 장수말벌이에요 어, 장수말벌집은 우리가 벌초를 할 때 보면 땅속에다가 벌집을 지어서 우리가 벌집을 제거하기가 어려운데 이 꼬마 장수말벌은 수풀이나 어떤 나무 위에 그런 데다 집을 짓기 때문에 벌집을 채취하기가 좀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격성이 좀 세서 함부로 제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벌은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담그기도 하는데 이 애벌레는 예전부터 간에 좋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먹기가 좋은 음식입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마리를 꺼냈는데 참나무 냄새 좋다. 요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내가 잘라온 참나무 어디 갔지? 좀. 좀 아, 이걸로 할까? 외벌레의 맛은 콩 같아요. 콩. 콩 뭐 생콩을 씹어 먹는 그런 느낌이 들고 음, 먹기에는 뭐 그렇게 뭐 거리낌 없는 그런 식감과 맛입니다 몸에 좋은 꼬마 장수말벌 뭐 유치홍이었습니다 이건 생나